귀엽다. 예쁘죠? 근데 그 사람이랑 똑같아. 예도죠 잘했죠? <laughs> 네, 오늘 저희가 가져온 메이크업 제품을 가지고 현지님께 반반씩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예요. 화장품이 얼마나 이렇게 기능성이 있고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크림부터 바로 시작할까요? 네.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입니다. 어, <laughs> 깨끗이 씻은 상태입니다. 현지님 피부에 일단 크림부터 발라드릴게요. 이거조차 반반. 근데 못 뜯어. 아 이거 좀 뜯어봐. 가위? 파워. 어. 와. 비건 파워. 이제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템인 선크림, 미네랄 퓨전의 선크림이에요. 이건 아이허브에서 할수 있어요. 그냥 일반 크림 바른 느낌이에요. 흡수가 금방 되나요? 네. 아, 원래 백탁이 있는 게 조금 더그 성분이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. 저는 시작 전에 일단 현진님 눈썹부터 다듬고 시작할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참고할 거예요. 저는 남의 얼굴에 화장을 처음 해봐서 너무 떨려요. 전 이거를 개봉해보겠습니다.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어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서 이게 국내 브랜드인데 퀄리티 쓰리라서 오! 저는 wet n wild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wet n wild soft ivory 색깔 이거는 롭스나 왓센스에서도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쿠팡 직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색상이 한 두세 개? 세네 개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쿠팡 직구에는 웬만한 색상이 다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요. 거의 5,000원 지금 컨실러가 없어서 파운데이션을 이 컨실러 붓을 이용해서 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눈썹을 그려볼게요. 커버하는데 진짜 시간 저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저는 NYX micro brow pencil 이걸 사용할 거예요. 이게 그 Anastasia Brow Wiz 그 펜슬의 저렴이로 엄청 유명해요. 쿠팡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NYX는 모회사가 L'Oréal이에요. 그래서 L'Oréal은 이제 크런티 프리가 아닌데 어, 저는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NYX blusher인데 그냥 이거를 눈에다가 또 칠해보겠습니다. 되게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. 아이라인 shape을 잡아보겠습니다. 눈 밑에 gold pearl을 스페이스 부드와 아이스 이것도 모 회사가 Estée Lauder이긴 한데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하다 망할 것 같아 Fenty Beauty highlighter로 팬티요? 네 Fenty, Fenty. Fenty. Fenty, 팬티 아니고 Fenty. 오. 저는 Wet n Wild 뭐 duo 뭐라지 contouring 팔레트 이걸로 shading을 해줄게요 이거는 아까 그 Fenty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의 gold pearl입니다. 이거는 cool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색깔이에요.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사실 이대생입니다 <laughs> 이렇게나 미사한 공자들 이럴 수가 진짜 좋다 네. 이거 이 색이 어떻게 예쁘다. 예쁘죠? 근데 그 사람이랑 똑같아. 예쁘죠? 잘했죠? <laughs> 기대가 됩니다. 웨딩 메이크업 같아. <laughs> 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짜잔! 짜잔! 짜잔! 어때요?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? 빠바바밤밤 빨리 열어요. <laughs> 아, 이 언니가? 음. 턱대가 완전 <laughs> 강남 핑크라서 그런가 약간 강남 분위기 나고요. 주황빛 톤의 블러셔나 아이섀도우를 저번에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립도 되게 이런 블러셔나 아이섀도우에 되게 잘 매치되는 컬러로 입술이 되게 반짝거려요. 불편한가요? 아니요. 반짝거리기가.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오일리한 느낌이에요. 근데, 뭐, 근데 되게 이렇게 반반 했는데도 하나 같지 않아요? <laughs> 잘 어울리는데? 어, 그냥 이대로 파티 <laughs> 네, 이태원으로? 네, 저기로 봐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음. 이쪽은 제가 한 cool톤 smoky 메이크업 제가 강점을 준 것은 핑크, gray ash톤의 눈을 포인트로 뒀고요 그리고 속눈썹을 끝에만 붙여서 그 그림자를 줘서 눈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고 너무 과한 음영보다는 이런 은은한 음영을 통해서 눈의 그윽함을 더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런 핫핑크와 약간 체리레드를 섞은 색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을 줬고요. 그리고 치크는 현지님의 발랄함과 어울리게 이제 볼 앞쪽? 약간 아이돌처럼? 이 사람과 아주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광을 내는데 어, 주력을 뒀고 광을 내는데 주요 제품이 이 팬티 뷰티로 물광 같은 효과를 많이 내려고 했습니다. 립에도 발랐고 치크에도 발랐고 눈에도 발랐어요. 그래서 마치 물을 머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고 어, 조금 그리고 가을 warm톤 계열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아까 까먹은 게 있었는데 이거 dewy finish setting spray를 한번 뿌리고 가겠습니다. 스캔더 번지진 않나요? 응, 번지지도 않고 감나면서 마무리감 신기하네. 시원하네요. 그죠? 열기를 확 식혀주는 등목해 좋다 좋다 등목? 얼굴 등목 <laughs> 얼굴목 <laughs> 그럼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시죠? 어. 어떤 게 더 나은가요? 이쪽이 마음에 든다면 1, 이쪽이 마음에 든다면 2 <laughs> 이렇게 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. 이분이 쿨톤인 걸 염두에 두시고 아. 결정해주세요. 아! 습 진짜 둘 다 너무 예뻐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.